오늘 내가 마리클레르와 함께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송강의 취향을 알아가 볼까? 시작하자 어, 혼자 뷔페 가기 아날로그 어? 음... 쭈쭈바 뚜껑 그냥 버리기 오. 어. <laughs> 어, 피지컬?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 돈까스 음 위로와 격려 어? 어... 영화 트루먼쇼 여름의 겨울옷 아겨울의 여름옷 입기 어... 오... 오... 언제 죽을지 알기 배달시켜 먹기 치즈돈까스 평생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기 아침형 인간 다 안 써버려 어... 말줄임표 안 쓰기 <laughs>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어 없는데? 아 내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밥이랑 우유를 같이 먹었어 문자 엄마 <laughs> 비 오는 날 새 신발 평생 집안에만 있기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어 50억 받고 송 강아지로 개명하기 돈가스 평생 무료 네 오늘 까르띠와 함께한 마리끌레르 커버 촬영을 예쁘게 또 재밌게 찍었으니까 우리 마리끌레르 9월에서 만나 안녕